오세요. 이거 누가? 이거 누가 뗐어요? 닦아드릴까요? 이거 누가 뗐어?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? 네, 발도 나쁘지 않아. 이거 세개 중에 또. 근데 이거, 이게 없어요. 아, 그래요? 음. 아니면 이, 이것도 있고. 아니, 애매한가? 근데 이 두 개가 제일 나아요. 다써봐 괜찮은데, 아쉽다. 이건 진짜 똑똑이 같아. 똑순이 같죠? 너 똑순이 같으면 안 돼. 뭐가 나요? 근데 이 네, 똑순이, 뭐 똑순이. 얇은 부순이 그거 우리 애는 한글을 4살 때 깨쳤답니다.